안녕하세요 예쁜 남자 브리트맨입니다 오늘의 메뉴가 홈플러스에서 트라미스 케이크를 샀습니다 같이 먹으려고 티크 아이스크림도 준비했고 마실 거는 우유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스밀라나 Bismillahirrahmanirrahim. 알함드릴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 홈플러스 트라미스 케이크가 엄청 크고 맛있고 가격도 저렴, 저렴, 저렴하고 음, 맛있었어요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